What's your name? Rose. Rose? Yes. Wow. Look. Wow. Wow. Nice. Hello.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Go swimming. Go swimming. Say hi. Say hi. Hello. 어, 친구네 집 겁나 부자예요. 겁나 부자. 엄청 좋은데요. 따란. 이 개가 부자겠다. 개가 부자야. Morning. My friends has a trophy. Same with me. This one I have. This one I have. 친, 친구네 집에 왔데 트로피 저랑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저도 이거 이거 받았는데 저보다 애가 내보다 클래스는 하나씩 높아. 떡이 댕댕이 파트라슈 파트라슈 Enchanted River JD is not dangerous, no? Oh, it's not dangerous, but it's very hard without the car. Oh, Roro. I, it's the rural area. 많은 한국 분들이 필리핀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필리핀 친구와 골프를 쳤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필리핀에서의 골프, 특히 바콜로드에서의 골프장 소개나 가격에 대한 영상은 따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가볍게 즐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를 했던 골프장은 바콜로드 CC, 현지에서는 비니틴 골프장이라고 불리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25 to 45. Uh, it's like one decade. Young 럭키 럭키 어겐 럭키 어겐 네, 오늘은 산티노라는 친구와 여기 리코라는 친구와 편을 먹고 저와 저의 친구인 알치와 편을 먹고 팀플레이를 했습니다. Recording now. Okay. <laughs> 예전에 자주 왔기 때문에 캐디들이랑 장난도 치고 잘 같이 놀아요 아직 초반이라 다들 몸이 안 풀린 것 같네요 잘한다 우리 편 오늘 저와 같은 편인 알치라는 친구 말고는 다들 처음 공을 쳐보는데 헬로 니코라는 친구는 공을 잘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잘 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해가지고 크게 핸디도 이제 80대 초반 정도 치는 애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먹이. 맞죠, 냉? 로스. 로스? y e 원래 저는 엄브렐라 거를 별로 안 쓰는 편인데 오늘은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엄브렐라를 불러서 지금 카메라를 이제 맡기려고요 오늘 스윙이 좀 이상해서 캐디에게 조언을 받아보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Oh! Nice. 맞고 숲으로 들어가 버린 산티노의 볼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무조건 이겼다 생각했죠 저도 티샷이 숲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레이아웃을 한번 하고 지금 세 번째 샷입니다 너무 세게 쳐버린 공 그린을 훌쩍 넘어가 버렸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번 판 양파하겠구나 했습니다. 오늘 플레이했던 샷 중에 베스트 샷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양파할 뻔한 거를 더블로 잘 막았네요 Oh! 오늘은 제가 엄브렐라 거를 불러서 카메라를 맡겨놨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티샷을 찍는 양도 작아지고 그린에서도 멀리서 찍고 있네요 오늘 플레이어들이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서 플레이를 했는데요 한 조는 이제 1번 홀부터 나가고 두 번째 조는 10번 홀부터 나와서 저희가 후반부터 플레이를 했는데요 지금 9홀 끝나고 저희가 매치 플레이를 해서 6업을 한 상황입니다 6업이면 거의 이겼다고 봐야 되죠